나 혼자 하긴. 어, 어 확인. 나 혼자. 어, 너 혼자. 포카줄 포카. 어, 내 앞에 하나. 포카. 어, 나, 나 잡았다. 어, 나이스, 나이스. 아, 잘한다. 아. <laughs> 잘한. 아, 버스 아 제대로 타네 그냥. 좋아요와 구독. <laughs> 오케이. 내린 거세명 봤어 아 지금 총소리 나는 곳이 하프인 것 같은데? 음 잘한네 엄청 많이 싸우네 가자 달려 어, 어 가는 중 파밍하는 거 아니지? 아뭔 뭔, 뭔 소리에 가고 있는데 지금 <laughs> 잘못했다 이렇게 빨리 나와라 빨리 얘, 있다, 얘네 죽여서 다 먹으면 되잖아 아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오면 살려 아나 다 왔다 다 왔다 천천히 해, 천천히 집인 거 같은데? 그그 그, 그 살살 가라 살살 그 가다 50, 100, <laughs> 딱 100m 100m 샀다 걸보 쏘는 거 이거? 아니 네, 담벼 쏘는 거 같은데 하나 기절 아, 앞에 담 뭐지? 집담와 으아 나 괜찮아 옳지 않아도 옳지 않았오호호호호호호호 오, 옳지. 오호. 오, 어, 하나만 더 몰라. 근데 얘네 안에 두 팀이었어, 두 팀. 뭐야 이거? 여기 살린 것 같아. 아, 아 아니야. 살렸다. 안 살렸어. 호호호 호호 옳지 잘한다. 아따 게임이 편하네 편해. 아이 아이 아이 아이 뭐 쇼핑을 그냥 어? 어 골프 잘한다 골프 잘한다. 어왜 플래그 있어? 발소리! 어! 어 장전이 안 됐어. 봤지? 어 봤어. 나이스 좋았다. 아. 완벽했어. 어. 아 그럴 수 있지. 쟤네 잡으러 가자. 음, 어. 아니 가 치킨 먼저 볼까? 그럼. 쟤네 잡 앞에 잡아야지. 잡아. 와 세대 맞았나 죽는데? 둘이야. 어, 나이박사인데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뾰족돌. 학 있다 아, 뾰족돌이 안 보여. 어, 나 혼자야. 아, 어어 어, 확인 나 혼자. 어너 혼자 포카 줄 포카 어, 내 앞에 하나. 포카 어, 나, 나 잡았다.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잘한다 아. <laughs> 잘한 아플스아 제대로 타네 그냥 아 이거 칭찬의 힘인가 나 원래 이렇게까지 <laughs> 구요? 밑줄샤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플레어 건날 구상 전해져 뒤에 뛴다 오잘 참노 두대 확인 애니 방향 어 봤지 아 봤어 얘네 친구는 어디 갔지? 여기 바사다 바사 네 드린 거좀 가져올게 응. 나 플래곤 쏘고 싶어 <laughs> 그냥 쏠까? 와우 와우 와우 아몰랑 뭔데 그거? 아몰랑 장난감 자동차 어, 한 번만 타면 안 되냐? 어 가서 타자 타자 나한 번도 안타봤아나 딱 한 번 타봤어 발소리 확인 어, 내 앞에 아, 하나 났다 어나 내 앞에도 하나 봤다며 삥 갔다 천천히 하나 더 아, 나이스. 좋아요. 음. 어. 들었는 봤나 유아각 자동차. <laughs> 이거 한 스쿼드 가서 바로 터지지 않나? 아닌가? 음, 바로 안 터져. 저 잡으러 가면 되는 거야? 응, 음, 가자. 나다 천천히 나도 쟤 맞나 일단 가자 이거 어 봉대 감아봐 어 봉대 감아 봉대 어, 감아 어 봉대 감고 있어 어 운전대에서도 먹어지네 응 그냥 무적이야 이거 타고 다니면은 치킨 쌉 가능 치킨 가자 첫 치킨인가 아니야 타서 타서 그거다 쉬었다 <laughs> 아, 이렇게 아늑할 수가 아 이렇게 싸는 거야? 오 이거 올라가야 이거 바로 되나? 바로 땡기자 이거 바로 땡겨야 돼 이거 이거 다음 서클 때 여기 걸리면 밥없 있겠다. 정상 찍고 내, 정상 찍고 내려올래? 그래? 있을 거야 근데. 아 이거 아, 걸고한테 남자한테 기준다 이거 여기 있어 이거. 아 왜? <laughs> 아 있을 수. 아, <laughs> 아 왜?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데. 나 있어. 야 수류탄. 어. 내려가. 어디야? 몰라 위에 같은데. 빠질래? 차 타고 빼자. 차 타고 빼자. 바로 앞인데? 왼쪽 왼쪽 왼쪽 이거 뭐야 저기 350 야, 짜투. 나왔어. 일로 빠져, 걸포. 어, 알았어. 이거, 이거만 잡고. 야, 짜투 안 죽노. 아, 미안해. 아, 뜨거워. 아, <laughs> 미안해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나 죽어. 아, 죽었다. 빠지는 곳에 어 다이오케? 다이조부 다이조부 아 다이조부 다이조부 야 뒤에 뛰어온다 야사수 나이스 거 시차나 있지 아 아까 잡은 거? 화면 뛰어내렸다 군조 군조 나 구상 없다 나 구상 있어 다섯 개 여기 구상 뛰어내렸어. 구상 두개차 끌자 이거 걸포 이거 터치 거좀 있으면? 아, 너, 너 끌어 나 뛸게 이거 구상 먹고 하나 낙하 야 뛸게 나도 그냥 이거 어 하면 했다 폭이 없네 내 머리 위에 야 이거 동굴 안에 이거 나피 먹는 중 내 머리 위에도 있다 나 오늘 돌고 있어 어 밑에 있다 내 네 밑에 있다 그 앞에 있다 내 머리 위에도 있고 봐줄게 봐줄게 천천히 왼쪽으로 돈다 걸포 맞은편으로 어. 폭타 잡을게 기다려봐 잡을 수 있어 이거 살리고 있네 아, 예. 잘 가라 아, 나이스 아, 나이스 아, 아, 와 지키면 여기 나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이스 샤닝님 저게 감사합니다.